ti pata judio masane bueriro Jesús kaibi Jesure ñano todurkuchi yuaduama tirore yausaduaro bueriro juhi pitia da choripe ko amakumene hiduaku doseyoi kariyu ni sinitua tiro Jesure toanichin Jesús once ni yitia tirore doseni yauhari ko amakun j a r e tihuari pui Kuamake toni huari kirire dosani totu haritamu. Nia Jesús tirore. Toani chen tiro once ni yetia. Once nia kuamake. Tuaro musa jaheri ponari mene. Noano musa tua mene. Musa wakua mene kuamakne kainga. Anjwa mbasi mkaino seta mkai hinakne kainga. Nia tiro Jesús toani c h i j e s u o n s e ni yaua. Ki ono ni re mu tire yoaga. Ayo aku hipi tiada choripe kwama kumena hika mu. Nia tirore. Ariro kwama kun d u t i a r e yoa pañoliro hira. Masa tirore tini teotuchin kama judio masale bueriro. A kama no tiro Jesure o n s e ni sinitua. j a b a l i r o baro hikari yuremu kaindu tiriro ni atiro to aniche jesu onse ni piti dare kiti mene yutia kundacho jerusalem pu tariro jericó pu variro mai to tiniche yakai na tiro le ña a ña a to su tiro le tuve na tiro le tuaro ka a tuaro ka mano to yariaro kache var du ati na tiro le ti pata sacerdote ti mapu ta ta Ataro ti khai ro khi ro re như ta mà apa bự se dự từ cái đó dự từ mọi cả dự từ à bà. Ajua khóa mà cưng vui đã ra đi đâu cưng phá cửa đi đâu khai sư tì đâu re như mà apa bự se khoai đó dự từ mọi cả bà. Ajua samaria mà cai ro se tôi bà. Joa curi ro pu phá cửa đi đâu re như tì đâu re phá nhờ. phá nhờ nó tì đâu phá cửa đi đâu Haisu se binomene monekore to kamine piosion. Piosion tu su tsutiro kasaromene d e t e a to kamine. Tu su pakurirore to burubui dupayo kanini wupu nasu atirore. Toi hiro samaria maskariro nono nyubiboa tirore. Pada choi tiro kanini wupu rore pyatu niyeruturire wa. อเสนียอาริโอเรเนวิบอกาอาริเมื่อเสือราชินีพาริตุริทวัตคือวัปปะพันยิทานี่อาสามารถมาไกลเราปุโรเรนี่อาเฮสุอันนี้ตัวซื้อฮูดิโอมาสั่งเลบุเอริโรเรอเสนีสินิตัวเฮสุอารีนัตยาโรเมื่อติโรสหิฮารีพักโกริโรเรไกลริโรนี่อาเฮสุตัวอันนี้เจ้าทัวโรบุเอริโรเซเฮสุเรอเสนียุติยา pakorirore j o a d o r i r o hikatirore kairiro. Nia tiro jesure. w a g a meke masare toseta j o a i w a g a Nia jesu buerirore.